게 팬분들이 공방 오시, 오시면은 스티커를 한 개씩 채워드릴게요 15번에 다 오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멤버한테 저희가 직접 작별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자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과 저희 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공연도 하고 어, 얘기도 하고 할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진짜 열심히 돌아올 테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마워요 감사 그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생긴 매력이 하나 있어요. 따라하시죠. 저희가 이거 다 모으게 되시면요. 저는 우진 씨가 뭘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트 표니 어, 갑자기. 어? 대박. 이게 제가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면 카메라 보여요 안 보여요 어. 하나 둘셋 나 재미없는 거 하나 둘셋 짬빵 그렇죠 짬, 찐빵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짬나 네. 짬난 하나 너무 작다 아, 짬난 중국 혹시 어디서 배웠어요? 저 중국어요 네. 저 샌프란시스코 중국어 아, 어? 설마 김준영 프리토가? <laughs> 혹시 그 원장님 맞으신가요? 아, 그렇현지인인 근데 저 여기 학원 가려고 진짜 주변 친구들도 앞줄 본인이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 참시도 아, <laughs> 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배우려고 네. 자취 많이 하고 그분이 바로 여기 네한 이스 머리 보시면 약간 마이스트로 같기도 하고 마이스 샤마 샤마 오글거려서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그왜 시켜 으아나 옆에 그거 하잖아 지금도 한국말 아니 배어라고자 빵! 빵! 뚜루 뚜루 뚜루 쪽으로 올라갈까요? 엉덩이랑 맞추는 게 언제 합성? 맞춰서 당겨? 안갈 거야? 당겨? 이렇게 왜 무서워? 홍순이 누군지 아니? 저 이따 나 손. 와, 문주야 엎드려. 엎드리라고? 같이 안 또 잘생겨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버 섹슈얼 컨셉 맞춰서 자는 모습도 이야, 멋지다 바보 찍니? 그럼 이만 커플이에요 분홍 원두도 흰 분홍 그리고 흰 분홍 오렌지로 삼행시 한번 할까? 잠깐만 바로, 바로 이어가는 오렌지 음 제가 띄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 오징어 지 돌려 먹으면 지, 진짜 맛있다 나 재미없는데 너무 좋아 보여 기분이 나쁘네 이게 어때요? 아, 아, 아. 일단 여기 한번 지나가 볼게요 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이러고 나갔는데 다른 가수분이 없는 거죠 정말 창피하네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조 표정 봐요, 저 표정. 촬영하면 나한테 고맙 받아. 평소에 잘했다. 얘기 좀 하자. 고해주 원두는 리엘을 싫어해요. 보여줄게. 가만 있어. 냅둬봐. 냅둬봐. 보여줄게. 원두스 카메 원두스 원두야 형 집에 형 고깃집 한다 갈비 고기 맨날 먹는데 <laughs> 어, 어, 너 저리 가 저리 가 너 저리 가. 어. 저리 가. 어디 강아지가 양아치가 저 머리 저렇게 염색해가지고. 이게. 보시죠. 올려. 오늘 인기가요 들어왔어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하이라이트 사바나 때부터 파이브까지 출근하는 시간이 지나는데요. 아쉽다라는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얼른 다시 돌아오고 싶다. 본방 때 열심히 노래 불러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 드디어 저희는 막방 생방수 준비스 바로 저희 이제 막방하러 가요 10분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 이팬으로 가볼까요? 아니다 리펜 아니지 리펜으로 아, 가볼까요? 아, 아. 했지만 내가 바로 받아서 아직 하고 그 다음 박제하고 다 하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에 오늘 이기가를 마지막으로 저희 의 무대와 끝납니다. 서시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응원해줘서. Thank you. 드디어 먹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했고 저희가 다음 앨범으로 더 멋있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원래 이렇게 타이밍표가 짧은 노래였나요? 너무 슬프네요. 여러분들과 이제 짧았던 7주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 날도 많이 남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슬퍼하고 이따가 미니팬들게또 만나요. 고마워요 정말. 마지막 방송 어, 되게 시원섭섭한 느낌이에요 뭔가 끝까지 해냈다는 기분도 드는데 큰 사고 없이 해냈다는 기분도 들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앨범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오늘 막방 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의 사랑을 보여드리고자 약간 바꿔봤는데 잘 보셨는지 근데 장님 흘려도 티도 안 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이어 받아서 마지막 방송 소감. 소장님, 맛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막방이. 자, 하나, 둘, 셋. 인사드립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입니다. 네. 네, 제가 네 생각보다 했습니다. 나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진짜 이제 우리 이제 진짜 방송을 합시다. 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도시아 갈게 전화를 받았네 어! 어 안녕! 어, 안녕! 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왜? 어, 우리 계속 기다렸잖아 몇주 동안? 7주 동안. 7주 동안 계속 전화 7주 동안 진짜 우리 봐줘서 고맙고. 너무 고마워. I love you. 진짜로. 진짜로. I love you. 이제 우리 보고 싶어서 어쩌나. 그러니까 어쩌긴 우리의 브이라 브이라이브가 아, 나와 있어. 브이라이브. 그리고 여러 컨텐츠들이 있다 있다고. 있다요. 기대 많이 해줘. 있다요. 우리 진짜 아주 음. 멋있게 또 재밌는 모습으로 중간중간 깜짝 등장할 테니까 맞아. 항상 긴장의 끈 놓, 놓, 긴장의 끈 놓지 마. 이거 긴장의 오케이. 끈이니까 이거 어. 자 줄게 이거 잡고 있어. <laughs> 어. 딱 잡고 우리나, 있어.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음.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꿈나라로 찾아갈 겁니다. 맞아. 우리 오늘도 찾아갈 거야. 맞아. 오늘도 음. 찾아갈 거야. 딱 기다려. 기다리게 나. 누가 왔으면 좋겠니? 나. 나. 우리 모두가 찾아가야 돼. 맞아. 한 번에 다 찾아가니까 항상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우리는 곧 돌아올 거야. 안녕. 안녕. 안녕. 잘 자. 안녕. 잘 자. 안녕. 안녕. 이따 봐. 이따 봐. 잘 자. 나라에서 <laughs>